나는 그냥 내가 원했던 걸 다시 찾기 위해서 또 뛰어나는 멀리 왔는지 모르겠어 관심 없어 내게 뭐 있을 거야 그게 결론 결론하지 않음 어때 너는 별로 관심 없잖아 모든 일에 넌 결론 네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별로 관심 없는 그 사실이잖아 별로 눈 감아봐도 같은 소리하는 애들만 가득한 세상 안에서 난 달라지려 노력해 나 해달란 소리는 그만했으면 나는 해달 볼 시간 없이 난 계속 해답을 찾아 난 곤란해 감아도 보이니까 괜찮아 나는 눈을 감아봐도 미련한 삶에 나는 지어도 괜찮아 혼란스러워도 나는 해뜰 때까지 매 뛰어봐도 달이 보여 달이 보이는 순간 난 다시 해가 보여 해달라는 말에 지쳐있는 나는 지금 모든 게 없어졌으면 해 눈을 또 감아 나는 너무 무서웠어 내 모든 게 갑자기 변해버린 나도 나를 나는 믿지 못해 그래서 아무도 나를 믿지 않길 바랬어 에이 책임지기 무서워서 나를 숨겨두고 나는 방패를 찾았지 에이 풀리지 않는 현실이 풀어지길 바라다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에이 나로 내게 다시 말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없네 눈꿔봐도 내게 봤던 하루 내 수 없음 멀어지길 바래 곤란해도 뛰어 네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 나는 눈을 감아도 보이니까 괜찮아 나는 눈을 감아봐도 미련한 삶에 나는 지어도 괜찮아 혼란스러워도 나는 해뜰 때까지 멜